구독 아! 내가 오늘 왈점만 가서 지겨운 우리 방금 사람들을 위해 오늘 파라다이스로 가드리겠습니다 따라간다 강모야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그 관전 보고 있어면 얼마나 어이없을까 <laughs> 던질 걸 많이 주워가지고 별태처럼 죽여봐야겠네 있다 발소리 2층 방인 것 같은데? 옆방이 깜짝이야 이 자식아 아, 아 놀래라 <laughs> 어 깜짝 놀랐네 아 진짜 놀랐다 어제 발소리 하나 나 야 방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 엄청 아깝다 그치? <laughs> 재밌다 배그 너무 재밌다 띠용 털고 있으려나? 여기 아니면 좀 더 뒤네 여긴가? 기다려라 내가 간다 방망이 들고 간다 <laughs> 어디야? 오토바이 보인 저기 있다 사람 보이지? 아직 죽지마 아직 죽지마 더야 오토바이 타면 어떡해 <laughs> 아 아까워 아 이 내가 어, 여기까지 어떻게 달려왔는데 이걸 오토바이 타네 좋지 않아 네네. 아 그냥 잡아야겠다. 잡아 <laughs> 치면안 되겠다. 아 까봐. 아깝다. 돈도 걸려 없는데. 지글지글. 다시 다 주워야 되는데. 프라이팬 너무 약해 <laughs> 이번 이번 제목은 여섯 명 배그 적게 만들었습니다인가? 근데 총을 안 맞추면 방망이가 한 방이 아니라서 안 죽더라 먹고 들어가자 아 이건 뭐야 이거 ESP다 이거 ESP 이거 200% ESP다 내가 접어야겠다 쟤 때문에 네가 가는 길이나 봐. 딴 데 보지 말고. 어? 예스피가 아닌가? 아닌가? 맞는 것 같은데. 좀 이상한데.